아이고 어 상대 레이더 저거 어깨 저거 소스 같다 <laughs> 포항 거예요. 포항으로 왜 하죠? 네. 아, 아, 아, 진짜 아야. 아, 아. 어, 어. Oh yeah. You lost Zone A.

이거 아이고. 아, 쌤 무서웠어. 아우.